안녕하세요. 여기는 레이디스포드의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. 와서 남자 다섯 명을 무찌르고 <laughs> 저희는 도망간다. 맞아요. 저희는 준이를 버리고 도망가요. <laughs> 언니들을 지켜내 있는 두 번째 노트로 펑크 장르인데요. 어, 레디스 네, 코드의 매력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찍을 때 사실 운전 안 했어가지고 운전한 처음 했는데 너무 떨려요 제가 더 무서워 약간 귀여운 악당들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어,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하고요 저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제일 좋은 것 같고 생일이랑 우리 신나는 곡이라서 서로가 신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매번 기대가 되고 어, 스미팅 활도 재밌